언젠가 남들의 기준에 널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가면을 벗고 세계 최고의 무대에 도전하기로 일찍 일어났네. 어? 어. 좋은 아침이야, 망.